일단 우리 대봉 대봉 감을 먹어볼까? 수식아 너 지금 뭐하니? 안. 야 엄마 지금 대봉 너 까내, 까주려고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둘이서 난 난리 난리 났어 No! 너 리모컨 어, 어, 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차라 버튼은 하나도 없네 엄마 좀 줘봐. 아, 무서워. 너희들 주려고 대봉 다 익혀놨단 말이야. 이거나 먹어. 태식아. 그거 하지 말고 이거나 먹어. 맛있네 음. 음 맛있어 이거 대복 맛있는 거야 엄마도 이거 없어서 못 먹는 거란다 둘이 입에 있는 거 뺏어 먹을 거다 맛있지 왕건이 먹었어 아까 근데? 이거 이유식처럼 먹네? 공주야 <laughs> 근데 이제 그만 먹을까? 너무 <laughs> 맛있어. 응? 어? 뽀뽀. 응? 안녕. <laughs>